바다 아니 딴 사람이겠지 아 바다 아니 딴 사람이겠지 아 바다!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받든 안 받든 네 선택이야 근데 할까 말까 선택이 어려울 땐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해본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거든 아, 네가 죽어봤냐? 이게 뭐라고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끊겼다. 야! 미친놈아! 야! 이게 뭐, 뭐, 뭐 끊겼다? <laughs> 와, 너는 그냥 친구야. 평생 후회하고 살아야겠다. 그게 어울린다, 너는. 어? 후회하는 삶! 후회! 어? 김후회! 어? 야, 죽을 때도 후회하고, 죽어서도 후회하고, 그냥 죽어, 그냥!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술이더라고 입 땡김에 그냥 마셨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성하셨어요? 나 24시간 일하는데 23시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한 거 1시간 동안 쓰는 거죠 이 시나리오라는 게타이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. 뭐속게서도 아니고. 아무튼 시나리오 모니터링 부탁해서 받았는데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강영철 감독님. 강... 강 뭐요? 아니, 과속 스캔들이랑... 영화 괜찮네. 어? 아주 좋은 영화야. 재밌어!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. 두 잔이요. 두 잔이면 500원 할인이다. 그렇군요. 너 왜 인사 안 하니? 안녕하세요. 연기 전공은 선배도 아니야? 막쌩 까고 그래도 되는 건가? 아, 저는 당연히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고 또 예쁜 여성분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. 그 사람 볼 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눈을 보시면 제가 막 그렇게 예의가 없고 막 그런 애가 아닙니다. 네. 5,500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친절하시네요. 그 나머지는 500원짜리로 드려도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런지요? 네? 500원짜리요. 아, 예, 예. 괜찮습니다. 괜찮죠? 감사합니다. 수업이 없니? 아니요. 그냥 듣기 싫어서요. 배기 전에. 그 사실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 교수님 수업은 도저히 못 듣겠어요. 너는 회사원은 못하겠다. 그래, 영화과 맞네. 영화 해라. 선배님도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건 좀 그러네요. 배우하세요. 내가 왜? 아,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특수한 경우랄까? 이쁘세요. 좀비인간적인고 남자 직원들의 질서도 다 붕괴될걸요, 아마? 그래, 뭐. 이유 어쨌든 배우를 하고 싶었지. 지금은 아니에요? 나 오늘 오디션 탈락 통보받았어. 에이, 한 번 떨어진 걸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... 100번째야. 오늘이 딱 100번째더라고. 아, 멋지네요. 놀리니? 야, 오디션 100번 떨어진 게 이게 멋있어? 아, 100번 도전한 게 멋있죠. 외모가 아니라 열정을 믿는 사람 같달까? 그래. 내가 좀 예뻤어. 일곱 살이었나? 어린애가 그 무슨 연기관이 있겠어. 그냥 TV에 나오는 여배우들 예쁘니까 나도 예쁘니까 배우가 될 거야. 근데 근데 있잖아. 뭐, 뭔 일이 벌어졌어요? 벌어졌지.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이게 계속 예쁜 거야. 아. 심지어 더 예뻐지는 거야. 나. 어. <laughs> 제가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. 그래서 배우가 되자 했는데 지금은 진짜 연기가 하고 싶어? 할 수 있을 거예요. 힘내요. 화이팅. 뭐 뜻밖의 위로받으니까 기분은 좋네. 그래서 영화나 보자 하고 나온 건데 야, 저 영화 아까 진짜 너무 재미없지 않니? 영화 전 괜찮던데? 야, 안 돼. 영화 저렇게 지금 망해. 나중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줘. 그때도 내가 못 나가고 있으면 부담 없이 인정해도 돼. 그래요. 제가 학연에 좀 굉장히 연연하는 편이니까 간역 하나 드릴게요. 농담하는 거 아니지? 아니긴요. 진짠데? 아, 나 오늘 쭉 땡땡이 칠 건데 너는? 다시 들어갈 거면 나오지도 않았죠, 저는. 그럼 오늘 나랑 놀래? 일종의 데이트 같은 거지. 남자들의 부러운 시선 굉장히 귀찮은데 좋습니다. 근데 스킨십은 안 돼요.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.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. <laughs> 되게 웃긴다. 진짜요, 엄마. 우린 그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많은 표정을 봤다. 그녀는 맥주를 좋아했고 나는 소주를 좋아했다. 그녀는 비틀즈, 나는 레드 제플린. 그녀는 타란티노, 나는 우디 앨런. 모든 취향이 달랐지만 그녀의 유머는 날 웃겼고 오랜만이네. 어. 뭐? 3년 만에 만났는데 그간에 안 보다 그러면 시작할까? 아님 그냥 본론부터 시작할까? 아, 난 지난 3년간 재밌는 게 없어서 본론부터 하잖아. 아줘서 고맙다. 시나리오 잘 봤어요, 감독님. 아, 네, 혜정 씨. 재밌게 읽어줘서 고맙네요. 아님 재밌게는 아니고 그냥 잘. 아, 제가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무리 없이 잘 보긴 했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내 네, 원한 게 그거거든요. 제대로 해석도 못 할 거면서 괜히 생각하고 분석하지 말고 뭐 그냥 읽기만 하는 거. 아, 뭐 생각은 똑똑한 본인이 할 거니까 하란 대로나 해라 그런 거? 아, 뭐 생각을 못하면 제대로 하기는 하겠어요. 그냥 같이 만들어보자는 얘기죠.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같이 만들어요. 아, 네, 부탁하는 입장인데 네, 이렇게 경솔합니다. 안 할래요. 초상부터 기분이 영 별로네. 그래, 하지 마. 역시 포기는 정말 잘하셔. 판단을 잘하는 거야. 착각도 잘하시고. 어려울 때 내가 잠시 흔들렸었다. 내가 좀 급했어. 그것뿐이야? 뭐가? 이유가 그것뿐이냐고. 그냥 네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 찾은 거야?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캐릭터가 정말 나랑 어울리겠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급하다. 영화를 찍어야 되니 이름 있는 배우가 필요하다. 근데 연락처에 아는 배우 이름이라곤 어렵사리 방해정 하나 있다. 이유가 그것뿐이었냐고. <laughs> 그럼 뭔 이유가 더 있겠어? 그래. 어, 하지 마. 할래. 어? 이유가 그거면 할래. 야, 이유가 그건데 왜 해? 하지 마. 그냥 무시해. 할 거야. 내가 언제 그런 이유로 또 작품을 보겠어? 너같이 멍청한 감독도 두 명은 없을걸? 할래. 네! 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!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 하시면 되고요 예, 마음 바뀌기 전에 그냥 밥 먹고 카드 점프하듯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개런티는요 저희가 러닝 개런티 준비를 했는데요 뭐 같이 열심히 뛰자 열심히 달리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, 내도 안 해요 갈게요 연락 줘요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갑인데 감사합니다. 갑도 갑 나름이구나. 강혜정 씨, 지원금 받아주시지요. 벌써 학교랑 얘기 다 했지. 즐거운 얘기야. 아, 너무 즐거워. 아니 이건 약속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? 힘들면 돈 많이 주겠네요. 안 하셔도 돼요. 경쟁률 세야 이거.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? 돈 없으라. 네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. 은행 집이라고.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?